혹시 헤이마마 춤 가능해요? 제가 이 헤이마마를 네. 이제 쳐보고 싶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네. 제대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고세! 오! 와! 갑자기 조용해. 오! 어! 안 돼, 안 돼. 방송사고, 방송사고. 조용하면 안 돼. 페라. 브로콜리 짱 좋아해. 브로콜리 싫어해. 얘 너랑